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옐라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 4일째고 제대로 된 식단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제 눈바디가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우 야 아우 야야야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우 얘 잠깐만 진짜 뭐라고 어렵다 진짜 아우 씨으 스커트만 하고 스커트 와 장난 아니네 오랜만에 하니까 덥다. 먹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배가 불러요. 왜 부른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배가 불러요. 근데 이 배부름은 제가 아마 회사 나갈 때쯤에 꺼질 거예요. 물을 마저 먹고 저는 아직도 물을 많이 먹어요 지금도 이것도 이게 뭐야 고구마를 샀어요 고구마를 먹겠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12시 새벽 12시 40분 퇴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이제 왔어. 배가 너무 고파요. 어떡하죠? 내일 아침에도 사과랑 군 고구마밖에 못 먹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저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잠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꾹 참고 편집을 하다가 영상 예약 걸어놓고 잠을 자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 영상은 내일 올라갈 겁니다. 하루하루 올리려고 해요.